숨만 쉬어도 잘생긴 폭발 여심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그의 얼굴 짜릿해 늘 새로워 잘생긴 게 최고야 아스트로 얼굴 천재 차은우입니다 무공의 정정 100% 때묻지 않은 미소 제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온다고요? 아스트로 해피바이러스 MJ입니다. 아스트로 은우에게 입덕할 준비 되셨나요? 아니요. 차은우의 입덕 포인트는 멋. 뭐? <laughs> 멋의 기본은 자신감 있는 얼굴에서입니다. 은우의 머리 둘레 58입니다. 1등급이 아직까지 광대에서 광대까지의 길이는 음. 샤라라 모르는 거 있으면 오빠한테 물어봐 다 가르쳐 줄게 미용실에 가면 사람이 또 못생겨 보인대요 자, 못생겨질 차례예요. 따라따따라. 오, 어잘 어울리는데요? 잘생겼죠? <laughs> 잘생겼다. 마네킹 같아. 남이 찍어줬을 때 사진을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첫 번째 짝, 두 번째 짝, 세 번째 짝. 아래 찍었는데 이 정도면 뭐말 다 했지 뭐. 은우에게 입덕하세요. 183입니다. 어우, 키도 멋있네요.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? <laughs> 어디 다친 데 없어? 하늘에서 떨어졌잖아. <laughs> 그러면 엄청 크게 다칠 텐데. <laughs> 이리 가까이 와봐. 너 오늘 왜 이렇게 예뻐? 꽃이 말을 하네? <laughs> 이거 운호 얼마나 센데요? 이거 네, 인증하겠습니다. 이거 인증해야 돼. 하나, 둘, 셋 하면 내가 먼저 할게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하나, 둘, 셋. 이제 하면 돼? 네. 아! 네. 아! <laughs> 인증 했습니다. 야! 멋있다. 멋쟁이라면 다양한 컨셉 도화력은 기본 아닌가요? 어? 아 귀여워. 아 봄날 네가 좋아하는 원래 좋아하는 노래인데? 봄날. 어. 아련의 끝판왕이네. 보고 싶다. 오빠야,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오 혼자 죽을 당겨 죽어버릴 것만. 안 볼란다. 안 볼란다. 오. 은우는 입덕 인증에 성공. 당신은 은우에게 입덕하셨습니까? 감사합니다. <laughs>